나 좋아하지 말아요. 더는 다가오지 말아달란 얘기예요. 하리 씨가 걱정하는 일 일어나지 않게 내가 노력할 겁니다.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요.